저희 오늘 또 갑자기 떠납니다. <laughs> 마지막 날이라면서 아 체르마트 너무 멀 머니까 가지 말자 이래놓고 아니 근데 거기가 지금 마테오르이 지금 보이는 상태고 약간 날씨가 조일 좋은 것 같아서 갑자기 나와서 지금 우리 얼마나 왔지? 기차표? 국 가서 먹을 거 사고 지금 여기서 기차표 생각까지 거의 40만 원 썼거든요 <laughs> 거기 가서 또 써야 되고 집에 돌아올 때 또 써야 돼가지고 여기는 그냥 발걸음 발걸음마다 다 돈이야 <laughs> 네 맞아 한 발자국에 천 원씩 나가 내 말이 큰일 났어 하늘이 파래졌거든요 지금 이 햇살이 들어오고 있어요 와 아, 여기 수영하기 딱이다 언니 우리가 원하는 물 색깔이 됐어 지금 언니야 <gasps> 애매네 애매 햇살이 나왔다는 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아 반바지 나 패딩 안 입어도 될 뻔했다 헉! 이 햇살 어떡해 아, 미쳤어 대박이야 어떡하지? 너무 웅장해요 지금 지금 해가 뜨거워요 저기 심지어 이 풍경을 보느라고 시간이 길게 안 느껴지는군요 아, 세르마트 내려서 이제 가야 돼요 우리 와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와 진짜 멋있다 아니 나 그래봤자 다 똑같은 봉오리겠지 이랬거든 달라 달라 뭐가 다르네 멋있어 이제 가보자 우리 마테오른 에 예, 다가갑니다. <laughs> 트레킹하러 갑니다. 지금 여기 와서 트레킹 중독자들더라고. 아, 그러니까 <laughs> 트레킹 안 하면 거의 미치는 병 걸리거든요. 여기 <laughs> 날씨 안 좋으면 우울증 걸리고요. 아 열차 같은 게 오나봐. 아 근데 좀 빠른 열차라고 해야 되겠지. 아 이거 타고 올라가나 봐요. 한 이리 와. 한 이리 와. 자, 쿠니콜라 타고 이제 출발해볼까요? 그 그그 이 거울이 너무 이상해 빨리 가는 거 아니었어? <laughs> 걸어가는 게더 빠른 힘든데요 그냥 내가 계단 올라가는 속도인데요 자 내리자마자 바로 곤돌라 탑승하고 자 바로 올라갑니다 <laughs>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탈것의 거리 <laughs> 자 저기 뒤에 보시면 마테오르 여기거든요. 오 여기에 우와. 이 보여요. 와잘 보여? 좀 보이는데 저거 나도 만나보고 싶다. 무슨 산냥이랑 알파카 같은 거 있어. 와 너무 멋있거든요. 아 추워. 추워 뒤지겠어. 도착했으나 바람이 <laughs> 너무 많이 불어서 죽기 직전 와 미쳤다 와 이 광활함이 담기지가 않군 아니 올라가봐 저기로 가봐 저기는 마테오른입니다 기다려 여기 있다 엄마 할게 던질게 준비 와 진짜 멋있다 아 여기 좀 오니까 바람 덜하다 죽을 뻔한. 사람 안 보니까 살것 같아. 어, 아, 죽을 뻔했어요. 와, 뒤에 진짜 멋있긴 하다. 뒤에도요. 뒤에도 멋있고요. 옆에도 멋있고요. 아니 저 사람 반바지 입었어. 헐 아닌데. 맞아. 레깅스 아니야? 반바지야. 호수자 무슨 호수더라? 또 이름 기억 안 나고 이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면 됩니다. 와 어, 예뻐. 아래에서 보니까 너무 평화롭다. 너무 좋아요. <laughs> 햇살도 그래서 아침에 보는군요 이거를 추가한 거죠? <laughs> 아니 귀여워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 급히 기간 <laughs> 또 황급히 또 황급히 너무 황급해요 항상 얼어 뒤집 진짜 얼어 뒤집 뻔했다 아 반바지 입을 걸나 패딩 안 입어도 될 뻔했다 브랜디 빼뿌 하이 이거 6,000원 이만했거든요 아이스크림 6,000원이거든요 <laughs> 와물 색깔 예뻐 떠나는 날 겨우 보는구만 우와 예쁘다 그도 우비 벗기고 사진 찍어주고 싶다 비 좀 이따 그치려나? 햄버거 먹고 오면? 응 그칠 것 같아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배가 인, 터질 것 같아. 인생 버거, 인생 버거. <laughs> 저희 짐 맡긴 거 찾으러 왔거든요. 여기 치코민바 그래서 짐 오프랑씩 해서 맡아줘요. 역 바로 앞에. 그 아저씨 나름대로 해결해 준줄 알았는데 그냥 일단 프랑스 아무 때나로 보낸 거야. <laughs> 우리 지금 기차를 놓쳤어요. 진짜 망했어. 여기 어딘지 검색해보자. 아, 우리 지금 이 마지막 저 프랑스 기차가 동부래요. 동부가 어디야? 여긴 어디야? <laughs>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파리 가고 싶어요 서로 표 사기 진짜 개싫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돈도 다 잃어버렸는데 내 네, 말이 지금 지랄비 얼마나 쓰는데 <laughs> 여행 한번더 가겠어요 이렇게 나는 돈 나왔지 아 진짜 왜 잘못 내렸을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다 멍청 비용 도대체 얼마 100만 아, 원쓴 거 아니냐고 요 네. 맞아요 <laughs> 아, 정확히 100만 원 배가 들고 어딘지 모르는데 와 있거든요. 지금 뭔가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제발 공짜였으면 좋겠어요. 공짜일 것 같지? 느낌이. 걷는 것도 이상해 웃지 마라 우리 우울해야 된다 지금 나 화가 나거나 슬프면 미소가 지어지는데 어떡하지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가릴게 돈만 안 내면 돼 공짜로 티켓 받았어요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뭐 왜 티켓을 다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거든요 티켓을 티켓 값을 그 날리지 않은 게됐네 네. 시간만 날렸어요 어, 시간만 날렸어 어, 괜찮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멀하우스? 멀하우스 뭐 이런 데인데 여기 와서 지금 간신히 해결을 했거든요 scan and Uh -huh. and push here. Push here. Ah. And push. Okay, okay. Et ça, c'est des, des, la Ah, T'as Et ici, ok. on because it's, it's cold, Okay. the door is <laughs> down. Donc, you push. And just and turn here. Ah. Eh, <laughs> he, here is the bed. That? Yeah. 아. It's easy. 내리는 거구나. You take. 아. problem. If we, Eh, yes. You push down. Eh? It's okay. Here. 아. It's very easy. 오케이. 하지마 신발 신고. Close here. 카페트 다 바른다. 오케이. 아. 어, 오케이. Don't, don't. 아, 턱 떨어지잖아. <laughs> 그네 위에서 자는 거 아니죠? 그네, 어, 그네야. 공중에 떠 있어요, 이거.